알게 돼서 너무 이게 약간 안 믿기고 감사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오늘 저희가 또 쇼챔피언에서 첫 1위를 하게 되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. 달려왔습니다. 아 네. 진짜 이 사랑 안겨주신 팬분들,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반에 아니 그 발표하기 전까지 설마설마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딱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그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좀 울컥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까지 같이 네, 어, 응원해주고 고생해준 멤버들도 고맙고 응, 어, 그 <laughs> 맞아, 아, 안만 봐요. 안만 봐. 안만 봐. 저는. 야, 여기 노영 으면 미안해요. 아 예, 예. 저는 뭔가 그 전까지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는데 1위 아이브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갑자기 뭔가 울컥한 거예요. 그래서 눈물이 조금 났는데 어 이 자리에 이제 이 상을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맞아요. 네, 저도 못다한 소감을. 아, 저희 여기까지 지금 데뷔한 지 일주일, 딱 오늘 일주일이잖아요. 음, 아,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1위까지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리즈 다 울었니? <laughs> 네, 그리고 감사하고요. 그, 어, 그 그냥 네, 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. 감사해요. 네, 저도 근데 진 저희 너무 떨려가지고. 맞아요. 우리 밟고 되는 순간에도 방심하고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갑자기 아이고 우리 뮤비 틀어지면서 맞아요. 네. 백스테이지에서도 저희끼리 소리 질렀었어요. 맞아요. <laughs>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분들 얼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일본에 있는 부모님 생각도 나가지고 지금 울것 같아요. 마음이 아파. 생니진 빨리 빨리 맞아요. 빨리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. 맞아요. 팬 여러분들 말고 이름을. 네, 네 딱 이렇게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, 네 우리도 조금만 기다릴게요. 그 우리 오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 그 많은 활동주들 아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네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파이팅. 오늘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레이 그만 울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.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<laughs>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나도 완전 울었어요. 음. 갑자기 너무 아, 열 음, 갑자기 갑자기 너무 울었어요. 이제 이제 울고 있으니까 더 눈물 났어. 쇼 챔피언 우리 쇼팽이요? 쇼팽 선요쇼 챔피언에서 저희한테 진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뭐야 그 대본 리딩 하는데도 거기 그 맞아요 대본에 맞아요 스티커 스티커 저희 한 명마다 그림다 해가지고 저희 1위 발표된 순간에도 진짜 같이 박수 쳐주세요 앞에서 아, 뭐 같이 네. 그런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 나는 아이브의 활동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<laughs>